청순함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독보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각종 CF와 드라마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라이징 스타 배우 고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윤정은 1996년 4월 22일 생으로 현재 나이만 24세이며 키 167cm, 몸무게 51kg으로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데뷔 때부터 청순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화제가 되며 시주녀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서지의 탕웨이와 닮은 꼴로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미인 관련 컨텐츠를 할 때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윤정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미술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예고 진학을 목표로 했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서울미술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서울미술고등학교는 한 해 200명만 신입생을 뽑는 미술중점고등학교로 미술과밖에 없는 학교입니다. 이후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현대미술을 전공하며 오랜 시간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가끔 본인이 그린 듯한 작품을 올리는데 그림 실력도 수준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윤정은 2016년에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잡지인 대학내일 771호의 표지 모델로 활동하면서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연기자로 데뷔하기 전에 뮤직비디오에서 먼저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2018년엔 육성재의 고백에 출연했고 페노메코의 넘버5에 출연했습니다. 2019년엔 10cm의 그러나 뮤직비디오에 단독으로 출연했는데 겨울과 잘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이승철의 내가 많이 사랑해요 뮤직비디오에 출연했고 상대역으로 배우 박보검이 연인으로 등장하며 달달한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고윤정은 2019년 TVN 드라마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의 김소연 역으로 출연하며 연기자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시크하고 도도한 아웃사이더 여고생역과 아이를 키우는 엄마 연기까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연기를 펼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연기력뿐만 아니라 여신 같은 외모로도 화제가 되며 이 한편의 드라마로 광고계의 러브콜을 받으며 CF스타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고윤정은 2019년 데뷔하자마자 대기업 나이키 광고를 시작으로 연예인들에게는 인기의 척도라고 여겨지는 SK텔레콤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 동서식품의 리치 크래커 신세계 그룹의 연작 등을 찍으며 데뷔 1년 만에 광고계의 워너비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드라마 두 편에 연달아 출연하는데요. 보건교사 아는 영에선 여고생으로 출연해 예쁜 얼굴로 한 번 더 화제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스위트홈에 출연하며 넷플릭스에 주목받는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위트홈에서 김갑수의 간병인으로 등장하는 박유리 역으로 주변 상황에 잘 흔들리지 않고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는 사연이 있어 보이는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석궁을 무기로 쓰며 괴물과 맞서는 걸크러쉬 매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진욱과의 로맨스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녀는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1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윤정은 스위트홈의 차기작으로 김명민과 김범 등이 출연하는 JTBC 드라마 로스쿨에 전예술역으로 출연 예정이며 드라마 로스쿨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